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뭐가 나겠죠? I love you. 아, 아, 세계 아니 돼지를 들썩이게 만드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혼자서도 무대 위를 꽉 채우는 독보적인 아티스트 게다가 그래미 어워드와 빌보드를 긴장시키는 유일한 뮤지션 BTS 지민과 함께하는 라이 k 지민, 라이 k e c r a 지금부터 시작! SBS에서 제일 예뻐요 방송에서 제일 예뻐요 목소리만 들어도 제일 예뻐요 김마화정의 파워타임 정오부터 2시까지 매일 들어요 영광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니, 좋습니다. 옛날에 여자 선생님과 네가 치명적이었나요? 그거 지금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됐다. <laughs> 사랑해 받지 지민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게요 정말로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사랑 보냅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요. 지민 씨 Like c r a z 영어 버전으로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앞으로 또 만날 수 이, 이, 있겠죠? 아이 그럼요. 네. 자 자주 자주 만나요. 네. 자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stening, don't know who they are. I'm trying to take the pressure off, been reaching for the stars. And tell me, will I find myself again when I go too far I know, you know, I know. At all, at all, at all.